2020년 11월 28일 여행 39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학교 아닙니다 뒤로는 산이에요 보시다시피 티로는 산입니다 여러분들 티로는 산이고 이렇습니다 누구 있어요? 누굽니까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우와. 누구세요? 누 누구야? 자라, 저리 가! 저리 가! 저리 가라겠어! 저리 가라겠어! 저 어? 이리 와? 어? 뭐야? 어? 어? 와! 어? 아까 전에 내가 이거 닫아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당신 나와. 나와. 어딨어? <coughs> 와 먼지 미쳐버리겠다 새끼야 잠깐만요 <coughs> 어? 빨간색 움직였다고 뭐가 왜? 얘 움직여 안 죽였네 저기요 누구십니까? 아무 이상 없다고요 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헛것 보여요? 헛것 보여? 여러분들 제보자 제보자의 말을 의하면은 여기 어차피 1층 얘가총 4층 건물이고 옥상에 뭔 집이 하나 있어요 여기 3층에서 뭔가가 발견됐다군요 사람의 형체인지 귀신의 형체인지 끔의 형태가 발견됐다고 그랬거든요 뭐야? 야! 야! 예! 어? 야! 뭐야 약간 삼치이 어? 어? 아! 잠깐만 어? 어디야? 뭔 소리야? 뭐야? 분명히 올라오는 소리 들렸는데 뭐야? 어? 어! 이따 장난 그만 치고 이따 장난 그만 치고 어? 어! 응? 솔직히 맥 빠지긴 한데 보이니까 저는 보여준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의심 사기 싫으니까 그냥 보이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